안녕하세요. 플루티스트 유지아입니다. 음... 저희가 사실 이제 파가니니 레슨 영상이 이제 플룻 버전으로 요청이 많았어서 어, 네, 학생... 어, 근데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사실 학생분을 섭외를 했습니다. 학생분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 3학년 임수정입니다. 이제 레슨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일단 한번 지나볼게요.